무슨 일이야? 미안해. 너하고없어속 못해줄 것 같아. 숨이 싶어. 못 살릴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양재에서 다시 사귀기거 아니었어? 그럼 거짓말이었던 거야? 어. 양재에서그런 리가 없잖아. Yeah.